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. 여러분,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. 오! 박수! 박수! 그래요, 그래요. 그렇죠, 얼마나 얼마나 축제 같아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좀 직접 뵙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,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돼서 너무 아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꼭 같이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또 캐롤도 불러드리고 그때는 또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신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해는요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집에서 TV 보시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하하하하 <laughs> 음,